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드맨입니다 오늘은 메뉴가 파리바게트에서 블루베리 케이크를 준비했습니다 같이 먹으려고 티코 오리지널이랑 티코 다크도 준비했고 우유를 블루베리 들어가는 우유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금만 잘라서 한 줄 잘라서 가족들한테 줄게요 짱 이렇게 잘랐습니다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بسم الله الرحمن الرحيم 알함드릴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블베리 케이크가 대박 부드럽고 엄청 맛있었어요 항상 행복하세요 안녕 t